정봉 정봉 정봉 그래서 성령이 정령 정령 정령 정령 알겠죠? 정령 정령 주윤발이 주런 빠 주런 빠 출발가 출발하니까 어바 주런 빠 아재 아빠 어? 아저씨 그다음에 왕주시엔 왕주시 <laughs> 현이 시엔이 된 거야 네. 오는 문도 되고요 어머한테 바, 바, 통역을 다 마치잖아요. 네. 왕주센. 리사롱리사롱 사오 롱 작은 용 사오롱. 리사롱리사롱 리. 리. 리. 리. 배를 말하라고 배를 말해요. 같이 배 있잖아. 배. 그걸 리. 그래서 리하원 그러면 배농장이야. 니하원 중준 니하원이야 니 베이징 니 니하원 배배 배로 널잘 앞서 그 다음에 아이 아이 아이칭 아이칭 사랑을 위해서가 애정을 위한 거야 자왜 이게 중요냐 중국에서 대표적인 거야 이게 대표적인데 한번 해보고 이거를 다안 하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나만 가지라고 왜냐면 빨리 먼저 해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생강 깜페. 생강 깜페. 싱푸. 싱푸. 행복한 싱푸. 싱푸. 니 싱푸마. 니 싱푸마. 너 행복하냐 이런 거야. 여치응. 여치응. 우정을 위해서 친구. 여우침 우정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 정공! 정공! 일어나야지 정공! 정공! 굳세게 가야지 정공! 정공! 아이 지음! 아이칭 요층 아이칭 요층 아이칭자 여기서 자기 하나만 골라요 뭐 고를 거예요? 아이칭오 아직도 사랑해 사랑해 목말라요 자아이칭아이칭 박선생님은 성공 오정정어 대단 그래도 대 그 사투리니까 전공 전공 전공 우리 현숙한 우리 학생님은 어떤 거? 여, 여치여치 이제 말하면 안 돼요? 지응? 오늘 다할 거야. 여치응? 아, 어, 어 <laughs> 그 다음에 뭘 하나 골라야 돼. 남는 거 잡아야 돼. 나도 치형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그렇지. 겹치니까 아, 가위바위보 해. 행복, 싱푸. 싱푸. 두 사람 좋아하는 거. 싱푸. 싱푸. 행복이요. 싱푸. 싱푸. 싱푸. 싱푸. 자, 자기 거만 시작. 여치형. 여치형. 다 시작. 여지영. 자기 거, 어, 자기 거 하나만 해요. 하나만. 요지영. 어, 지영. 지영. 지영. 아이 지영. 아이 지영. 어이 됐어요. 아 이제 완전 이제 중국 사람이 됐어. 이제 회식하러 갈 때 배워야 돼. 자, 웨일러. 요지영. 그렇지. 금사 깐데 하면 돼요. 네. 알았죠? 자, 웨일러. 요지영 깐데. 그렇지. 자, 요지영. 여친 아, 엄마 그새 중국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야. 어, 네. 얘가 우정을 어떻게 알아? 또 네. 우정을 거기다 써. 얘가 우정을 쓰네 써. 다 놀래버리고 그 다음에 막 웨일러 네, 막 건배하자고. 여친 웨일러 이러면 되겠다. 웨일러는 먼저. 웨일러 요칭하고 깜뱅 하는 거예요. 이거 유하여 이게 왜냐면 웨일러 유하여 얘가 유하여 건강을 이렇게 되거든. 웨일러 챙강 되고. 웨일러 챙강. 오. 웨일러 싱푸. 아이치영 아이치영 대단히 발음 완벽해요 엄마 빨리 지금 시작하면 여우치영 시골만 안되죠 또 똑같은 작성하는 수말 실수했어 엄마 또가 아, 자 왜이러 그냥 그냥 뭐 한국은 남편 중국은 친구 펑요 펑요 앞으로 그냥 단1만명 펑요에서 우리 한국식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펑요 펑요 자 왜이러 왜이러 왜이러 잘 가세요 왜이러 왜이러 여우치영 여지카 깜빼 대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이제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미안해왜 일러 어, 자 이거 다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여보 자 갑니다 자 동지만 하오 동지만 여러분 이제 바꾸세요 여러분이 시즈핑이야 시작 동지만 하오 수장하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이제 자 동주만씬 굴라 런민 런민 후 대단해 엄마만 맞았어 자 어이 한문이 나오니까 강세야 한문이라 한문이 나오니까 강세야 이게 발음을 안 되는데 자웨 런민 후웨 런민 후 알겠죠? 네. 이것만 위트 있게 쓰면은 진짜 재밌어요. 이제, 이제 갑니다. 이제 이제 이제 가요.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요거 듣고 이제 진짜 끝나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열병식이라고 내가 칠 거야 열병식이라고 열병식 제가 제가 나오는데 저보다 아, 그래도 한, 한국 한국어로 어. 나오네 어 근데 이거 대단하더라 진짜 이거 보니까 어, 열병식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정말 하는 아, 거야 새끼가 주목하잖아요 이거는 어. 그래서 실제 공산주의 국가에 저는데 기독교 이렇게 하나 놓으면 진짜 잘 들어가요. 그렇지. 어, 오로지 그 하나. 글쎄, 뭘, 뭘, 뭘 잘못, 잘못 들어갔다면 또안 돼, 어. 요즘에는. <laughs> 맞아요. 조심해야지. 저거 들어가면 희한해. 아. 북한. 식 북한. 와, 이란도 열병식 우리나라도 하니 뭐. 음. 아니 우리나라 있지 나라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 시작됐습니다. 대단하더라고. 여기서 이제 자기 무기들이 있으면 흰 무기들 자랑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근제하다 이런 거 요즘은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에서 뭘 근제 자, 많이 出了新的步伐。이 여자들 거. 한국은 맛있어 매일 찾아보고 매일 알아보고 네. 매일 노력합니다. 어, 身国旗唱国歌 먼저 먼저 셴 먼저 뭐 보고 뭐 어 뭐, 뭐 나왔어, 보고 어자 여기서부터 해야 돼 우정민이야 음. 아, 네. 아. 잡아봐 잡아봐 카이스 뭐라고 대시. 어, 어.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我签字了。同志们辛苦了。同志们好。好。好。们辛苦了。 staccato. Wait, wait, wait. One minute. One minute. Who? Who? 봉준호. 봉준호. 수장마. 수장마. 봉준호 신고라. Wave, 런민, 푸, 푸. Wave. 그걸 훈련하는 거야. 좋아.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이번에 2015년이고 2016년 건 봐야지. 누구시 열병만 나왔어요. 열병만 나왔어. 열병. 아. 열병이 나왔어. 뭘 열병이 걸렸나. 뭐 키 이런 것도 다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몸무게, 뭐 키, 뭐 이런 거. 다 맞죠, 다. 요거 2016.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CJP 너무 좋아. 멋있죠. 사람이 있잖아 왜 이렇게 무겁 아, 무게가 있고 남자가 좋아요. 언제 어디서는 터치 예, 그러면 전문가 두분 모신 것들은 잠깐만요. 네. 지금 예, 이게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때저 아, 부인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저 부인도 가수, 어. 아, 아, 배우, 배우 지금도 직업이 있어. 어, 뭐 단연코 미국을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주체 부인이 주체 부인. 음. 네, 네. 제 군사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도 그 부인도 딱 보면 이게 그 공산주의 있잖아. 노래도 부르면 노래 노래 한번 불러. 팬이 친구 부인 팬이에요? 팽씨야 팽씨 있어 펑팽팽 팽이야.